안녕?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여기랑 원래 이거 형부 건데 제가 뺐었어요 로하고요 1월 2021년 1월에 했고 아. 로켓인데 여기 뒤에는 딸2 0 2년 12월에 그린 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여기 tag도 달려 있어요. 도서관에 책 빌리면 반납하는 가방. 아 진짜요? <laughs> 이거가 떼면 안 돼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호주를 가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오늘 형부한테 뺏었어요. <laughs> nice. 저 이거 오늘 처음 계시했어요. 진짜? 받고 나서 아, 처음 계시. 갈 일이 없었네. 음,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들고 나왔어. 대박이지. 스타일 알지? <laughs> 언니는 근데 정답? 인정. 없다. 없어. <laughs> 그, 한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카드로도 돼요? 어머니가 주신 걸로. 네. 엄마가 영지, 영지, 영지. 화장실 갔어요. 영지한테 글을 썼더라고, 영지나. 이제 귀여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어. 이건가 보다. 것 같은데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어, 그렇게 똥 싸러 갔어? <laughs> 뛰어갔어. 빨리 엄마가 좀 봉투 보여줘봐. 엄마가 나 글 없이 줬거든. 기프트 카드. 어머니가 주신 용돈 약간 초등학교 때 입었던 어. 체육복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보리랍니다 이거는 전에 내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선물해준 목걸이 여기는 너무 귀엽다 귀엽지? 만든 건가 봐 만든 것 같아 여기 약간 포인트에서 그 뭐지 클로바랑 음. 스마일. 스마일. 하트네 하트 여기도 smile 있어요 원래 비행기 타면 팩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엔 옛날에? 언제? 메이크업 어, 그랬던 적이 있어 원장님 나 되게 속옷 가방 안 가져간 적도 있고 foam cleansing 안 갖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선크림은 당연히 안 갖고 다니고 어, 여기 다 여기 갖고 왔어 이번에 얘가 줬어 제발 바르라고 큰 애로 갖고 왔어 어? 폼클렌징 갖고 왔다 아폼클렌징 역시 조그만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래 있어야 되니까 큰 거 쓰던 거 챙기려고 그랬는데 어. 안 갖고 왔어 아안 갖고 왔다고? 네. 아예 아예 안 갖고 왔어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2박 3일 가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무거운 거 제일 싫어해가지고요 뭐 드라마 옷 입을 거잖아요 그쵸 드라마 옷 입을 거라서 제가 잠옷만 가져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가방이 너무 납작해 잠옷 호텔 두고 왔더라 <laughs> 정말 그래서 빈 가방 메고 왔어 아니 왜 여권을 열어가 놨어요? 출발합니다 스타맨이죠 <laughs> 전참시에서 나왔던 그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때보다 살 많이 뺐잖아요 어, 그죠? 어, 네 8kg 빠졌어요 네 그때가 네. 결혼 앞두고 인생 최대 몸무게를. 네. 부인이 어,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 아, 일부러 그런 살을 배려심. 쪘 네. 역시 한지민 씨매니저죠모르 비행기 타서 이제 밥 먹을 거예요. 밥 먹고 잘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고민이야. 라면. 근 라면은 일단 드시긴 하셔야죠. 근데 얼굴 괜찮겠지? 그러니까 타자마자 드세요.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은 꿀맛이죠 또. 호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떠세요? 언제 가도 좋죠 호주는 진짜 근데 항상 언니 있는 데만 가다 보니까 그 주변밖에 안 가게 되거든 맞아, 맞아. 다른 데 가니까 너무 좋아 맞아. 음. 출발 냉장고 네, 한식 네, 스테이크 중식 너무 고민이 되는데 뭐 시킬지 이따 봐주세요 작 시간이에요. 시드니 공항이에요. 어, 어제 제육덮밥과 라면을 먹고 간단한 세면과 함께 바로 잠이 들어서 지금 일어났더니 매니저가 더 이상 자지 말라고 <laughs> 오늘 날씨 흐려서 생활 하나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비가 멈춰라 엄마 뭐 아빠랑 언니랑 형부랑 섯시 여행으로 좀 있었어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접하는. 아 그래요? 응. 어, 오늘 집 너무 예뻐요. 무용주 식집은 그런 게 있다. 집을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이사할 수있어 어, 좋겠지. 어, 지을 때 이렇게, 이동시킬수 있는 이동식 집처럼 지을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러면장소 이동해도 집은 똑같이. 음. 예. Thank you. Do you want to go? Thank you. you enjoy the meal. Cheers. Where's the filter? Yeah. Awesome.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무슨 맛이 나요 오 눈동자 쫄깃해요? 눈 주변 근육도 맛있거든 여기다 다시 먹어볼게 생선도 넣어줄 거 같다 언니 오늘 진짜 귀엽다 어? <laughs> 잠옷 또 사요 잠옷 또 사요 이거 예쁜데? 언니 사요 사요 잘못 입고 잡으러 태봐 기분이 엄청 좋아 너! 너! 엄청 잘못 좋아 예뻐 예뻐 지금 룩이랑 잘 어울려 나 이런 거 좋아해 카드 알지 아, 어깨 굽시 태안진 날씨가 좋길 <laughs> 시드니에서 태언지로간 비행기 였어요 어제 못본 우리들의 플러스 14불을 돌렸대요. 다운 받았습니다. 피디님, 다 이번 주에 올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태양진이 처음 가서 가보고 싶었던 도시라서 떨려요. 그럼 호주 가서 보는 걸로. 아, 태양진 가서 인사할게요. 바이. 음. Welcome to Cairns. 아, 잠깐만 여기 찍어 너무 예쁘죠? 어. 좀 나, 다르지 않아? 이파리가 되게 크지 않고 길어 되게 처음 보는 터졌어요 이렇게 넓적하잖아 그러네 야자수의 강아지 저 나무도 되게 너무 귀여워 사진에 부드럽게 나오지 뭔가 오 진짜 뭔가 되게 만지고 싶게 나와 아, 요즘에 맨날 듣고 있어 OST 너무 좋아 사랑의 너뿐이야 저기서 먹는 거래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포장마차 포차 분위기 어? 너무 좋은데? 잘 조심하세요 짜란 잘 조심하세요 나 모르는데 네, 저 그거 안 먹어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What? 또 근데 여기 석화 맛있어. 근데 항상 석화 먹기 전 냄새를 맡아보긴 해야 돼. 석화에 근데 여기 그 괜찮아. 청양고추 쏙쏙 넣어가. 응, 이거 맛있겠다. 못 먹어. 같이 먹어 아니 그거 다 같이 먹어라. 아, 우리 이렇게 먹고 있어요, 둘이 둘이. 라이브네. 나 좋아해 라이브. From Korea, l a d i 배낭을 <laughs> 메고 편집 비태양 저거 봐 쟤네들 구경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둘 현지를 누리자 매우 마음에 들어요 참 잘했어요 어 완벽 완벽 끝 발빠르게 정리해 보겠어요 밥을 어. 먹기 위해서 조금 쉬고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이제야 이모 악어 사다 줄까? 악어 먹어볼까? 싫지? 악어 먹어볼까? 엉덩이랑 요만각이 구나 나라만 나왔어요. 누구예요? 로마 이름이 뭐예요? 로마. 이름이 뭐예요